what the fuck? 따뜻해 보이죠? 이겨 말을 접어 아 이거 뭐야 뭐야 이 나잖아 왜 복사가 됐어 이거 뭐야 잘하시는 분, 차를 차시겠습니다. 진실을 본전 사람인데 어? 가자 준비한 사람들 지푸 <laughs> 지푸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하라고 아 뭐야 뭐야 뭐야 어떻게 하라고 멈춰, 귀한 멈춰. هذا